아 귀엽게 생겼 아, 이거야 너무 귀엽다 아,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발 저기 빵실빵실해져가 지금 어, 살도 쪄 보이는데? 어 기다려 앉아 하우스에 하우스 바로 하우스 어디있어 하우스 어디있어니 하.. 아, 거기 아니잖아 바로 하우스 어디있어 하우스 바로 하우스에 그렇지 기려 귀여워. 인사? 바로 인사? 그렇지. Boy.